지나만 찾아오는 나는 향은 정말 믿을 수 없는 힘이었어 너는 아직 세상이 난 아름다워 난 노래하고 있었어 행복한 노래를 나와 함께 난 다시 눈을 감아서 내 맘을 정말로 탈출을 모르고 진짜로 너는 다시 보고 나내 꿈을 보여줘 난 노래하고 있었어 행복한 노래를 너와 함께 날바짝이는 별이라 불러주던 너와 그래 너와 함께 이거 전에 무미하는 빛근호하면서난 그 단순히 짜잔한 내겐 단체가 마같아내 꿈을 모여줘 내 맘을 들려줘 아무도 모르게 가진 기와다 내 꿈에 물물에 물물에 남아 는 알고 있었잖아 내 꿈을 모여줘 내 맘을 들려줘 내 꿈을 trở nên thành phong nét khi mình cha cha hoa nét khi cho nét mà mình đi cho hoa mưa to mưa đi nét ra chỉ khi hoa tát nét cứ mình mình mình để mình mình để lòng mà nơi này với cha cha đời cha cho nét mà mình đi cho nét